자, 매콤 칼칼한 국물이 걸쭉한 국물이 땡기는 계절이 돌아왔고요. 자, 마리콕 닭볶음탕 어서 소주 사 오시고요. 아주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닭 준비해 주시고요. 닭은 일단 우유에 20분 정도 재워놨다가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낼 겁니다. 자, 그렇게 끓으면 저 불순물들 뜬 거 보이시죠? 저거를 깨끗하게 한번 헹궈주세요. 자, 재료 소개 가겠습니다. 깨끗한 닭, 아까 데쳐서 준비했죠. 양파, 당근, 고추, 감자, 파, 마늘, 그 다음에 생강, 그 다음에 감장, 고추장, 매실액기스, 후추, 그 다음에 고추장 한 큰술 퍼서 준비해 주시고 500ml 생수 한 병을 준비해 주세요. 준비된 냄비에 닭 넣어주시고 생수 500ml 다 부어주세요. 자, 마트닭 기준으로 진간장을 종이컵 반컵 모두 다 넣어주시고 자, 고춧가루 준비한 거를 조금 남기고 종이컵 반컵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자, 분간장 뿌린 곳에 뿌려줍니다. 자, 고추장 한 큰술 퍼온 것도 푹 넣어주시고 마늘 다진 거와 생강 다진 거를 넣어줍니다. 자, 재료가 쉐키쉐키 섞이도록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되고요. 야채는 단단한거 당근 먼저 넣어줍니다. 아우 당근 씻고 막 난리 났어요 저. 자 따로 설탕은 취향껏 저는 매실 액기스로 단맛을 첨가를 했고요. 양념 끝났어요 여러분 매운 고추를 쫑쫑 썰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양파와 당근만 본인의 어, 취향만큼 바글바글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음, 취향껏 넣어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뭐 한 것 같지도 않게 요리가 끝났죠 자 마지막에 넣을 대파도 미리 잘라 놓고요 자한 소끔 보글보글보글 양념이 끓어서 어우러질 때쯤에 감자와 양파를 넣고 저는 한 25분 정도 20분 이상 푹 졸여주고 마지막에 조금 더 칼칼한 맛을 넣기 위해서 고춧가루 남은 거와 후추를 알싸한 후추를 톡톡톡 뿌려줍니다 자, 분명히 20분 이상 푹 끓이라고 했어요 자, 졸여지도록 끓여주셔야 돼요 자, 마지막에 대파를 올려주시면 대박 소주 안주 칼칼한 닭볶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, 국물이 자박해야지 그 국물에다가 밥도 비벼서 먹죠. 아, 보기만 해도 일단 밥도둑, 양념, 안, 소주 한잔콜 해야겠죠? 자, 오늘도 쉬워요. 소주 한 잔 콜이죠?